폭스인데요 걔는 윙크로 되어 있고 위에는 폭스로 되어 있는데 기장은 이만큼 줄여달래요 그러니까 목도를 해달래요 근데 보니까 지금 미신으 박아놨거든요 이게 다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 기장이잖아요 우라만 잘라낸 거 우라만 아, 우라는 그대로 뒤집어서 박아보면 되겠죠 그럼 목도가 나오고 Welcome. 이렇게 해서 몸판하고 오라고 한 번에 뜰 겁니다. 그 기장이 만나면 먼저 떠주고 우라를 여기다 떠줬어요 우라를 떠졌는데 항상 원판보다는 우라가 커야 됩니다 여유가 있어야지 여유가 없으면 안 돼요 땡겨서 그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밑단만 떠주면 되겠죠 마이하고 뒤에 잠궜을 때 이렇게 잠궜을 때 잠그면 여자 옷은 오른쪽이 덮여야 됩니다 밑태가 보이면 안 되겠죠? 네, 이렇게. 되게 지어가지고.